둘셋 방!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 우리 즐거운 아, 우리들의 대명절 바로 한가위입니다 출석! 주가위는 아, 아. 없나요? 출석 앤 아, 허석 네 여러분 yeah. 예. 아 추석 잘 보내세요로 저희가 한번 실행시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보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어, 누구 해까요 우리 어, b c 사단 참고로 안 짰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우리 아무것도 안 짰어요. 자, 나 let's g e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하면 돼요. 그렇지. 네. 아미들한테 아미들. 이제 아미들한테 이제 선물을 준다 생각하고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쭉 받아갈게.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너 말을. 아 네. 추. 추억을 만들러 갈 사람 모집. 석진이 형이. <laughs> 잘생긴 석진이와 함께.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과 함께. 아, 지금 어떻게 마무리 지어가고 있어.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냐. 네네네 어, 아 네. 그러면? 네네 추 추억 같이 만들어갈 사람 뭐지? 석진이 형과 잘생긴 석진이와 함께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과 함께 내가 못해도 우리 지민이가 잘해주겠지 <laughs>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아미 여러분들한테는 이 한마디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너 너무 부담인데? Yo. Yo. Yo. 내 너무 부담돼. 나 했으면 저기로 나갔다. 난여기 요요요요요 요. 요. 요. 즘아저 기억할게요 네. 요. 열이 뻗고 저리 봐도 즐거운 추석. 아.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보보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슈가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비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신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연준 야 여기만 붙어 보름달 호르딸 보! 호르딸! 호르 보! 와, 시기! 야! 와! 아! 호르딸! 호 아미!